옳지 먹어 맛있어? 옳지 어우 됐다線に急行渋谷行きが参ります黄色い線 와플인데 와플 다 깨졌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가? 현디가 먹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다 도시락 이 도시락처럼 싸가야겠어 같이 내려가요 내려갈 거예요 끌지 마요 제발 언니 손 찢어져요 언니 과자 갖고 왔어 맛있는 거 먹을까? 과자 먹을까? 맛있는 거 삐삐 과자 먹을까? <laughs> 이게 뭐야 언니가 간식 줄게요 언니 도시락 싸왔잖아 언니가 도시락 간식 사왔잖아? 간식 사왔잖아? 먹을 거지? <laughs> 째려보지 뭐. 아이, 예쁘네. 아, 오, 어, 어, 어, 먹고 싶어. 먹고 싶어요. 앉아, 앉아. 이거 먹고 싶자? 기다려.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뭐라 그래? 소락방이라고 그러냐 이거? 아니 기다려 하이 먹을까? 아 너무 귀여워 어. 아유 맛있다 어유 햇볕 자 이거 한 입씩 이거 이거 한 입 먹어 아 예쁘다 어유 잘 먹네 옳지 어우 귀여워 나 씹어 씹어 먹어 옳지 먹어 맛있어? 옳지 어우 됐다 아이도 옳지 그거 너 혼자 다 먹는 거야? 먹는 거야? 팬케이크? 자, 아야 이거 먹어봐 너도 아이 맛있어 자, 하이 페퍼 먹어 이거 먹을 거야? 오지 말래 왜또 나야? 난안할 거야. <laughs> 아, 세 마리가 다 똑같이. 혼자만 저기서 얌전하게. 아, 어떡해. 다 쳐다보고 있어, 던지라고. 난 아니다. 나도 딱 가운데다. <laughs> 귀여워. 움직여야겠다 그 따라갈 것 같아 어딴 사람한테 간다 주인한테 딴 사람한테 간다 이리와